이렇게 거기 가서 앵콜로 소감을 말했지만 거기서 저희의 마음을 다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브이앱으로 찾아왔습니다. 맞아요. 네. 저 네, 지금 와, 와 아, 정말 빠른 속도로 들어오시는데 와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. 아직도 물들들이 네. 제목답게 진짜 엔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엔진 여러분들 덕분에 일을 할수 있어요. 진짜 진짜 와 진짜 너무 <laughs> 느끼지 않은 순간인데 진짜 엔진 여러분들 뭐 엔지니어분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 뭐 엔지니어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를 이렇게 지금까지 키우실 부모님들도 감사드리고 아, 네. 네. <laughs>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,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<laughs> 최.. 아 오케이 네. 아니 아니 최? 아니 이름을 알려 최고라고 이름 아닙니다 희승이 형 오늘 울었어요 맞아요 네. 찌롱 네. 마형인데 이게 네, 네, 내려와서 건조하더라고 아, 내려와서 건조하더라고 안구 건조증이 갑자기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죠. 아 이거 진짜 아, 맞아요. 그것까지도 있죠. 난 렌즈 끼고 아무 건조증 있다는 사람 처음 들어보지만 어쨌든 <laughs> 그수 있죠. 아, 네. 한 명씩 소감. 저요. 제이크 형부터 이렇게 이렇게. 네. 네. 아, 아 이게 진짜. 무대에서는 막 말을 못했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100% 엔진 여러분 덕분에 만든 사이 음.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항상 말하는데 진짜 저희는 무조건 엔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든지 무대도 무조건 엔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기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멋진 모습을 꼭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엔진 여러분 아 정말 엔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1위를 1위 아. 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항상 무대에서 그치, 그렇죠. 네 엔진분들한테 퍼포먼스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도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와. 아. 아. 네, 역시 진짜 엔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? 그러니까 응원이 없었다면은 진짜 1위도 아. 아마 못했을 건데 진짜 엔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정말 음, 음악 방송 1위를 약간 그런 영상 같은 걸 옛날에 많이 보고 막 그랬잖아요. 음. 근데 드디어 그게 이제 꿈이 이루어진 것같아가 아. 아, 아, <laughs> 데뷔하고 처음으로 음악 방송 한 건데요. 진짜 어, 진짜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사실 저는 엔지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. 근데 진짜 <laughs> 어? 엔지분들이 알아요. 살 거짓말 해본 적 없거든요. 아, 어, 아. 벌써 벌써 했는데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는데 진짜 이번에 정말 색다른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항상 영상 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진짜 다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모습이 잘 전해진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감동이고 아. 그리고 저희 엔하이도 진짜 많이 노력해가지고 아. 네. 네. 뭔지 이거 이제 이번 활동 끝나면은 영상이 또 나오잖아요. 맞아 네, 그때 이제 저희의 다짐이나 그런 모습을 또 보시면은 네, 네, 아, 좋을 대박이었어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짱이에요, 진짜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활동 때 제일 1등 할줄 몰랐네. 와, 근데 진짜, 진짜 아까요. 아, 진짜 네괜찮아저맞말 같다. 아무튼 저도 사실 음. 저희 이번 활동 소망으로 되게 1등을 해보고 싶다고 솔직히 말은 많이 했었지만 이게 실제로 될 줄은 진짜 항상 못했거든요. 근데 뭔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조금 뭔가 그 아까 앵콜 무대 할 때는 너무 막 그냥 밝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지난 날들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엔진 분들이 일 방송 때부터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시고 아 아, 그리고 이제 데뷔도 이렇게 했는데 뭔가 1등까지 하니까 정말 정말 진짜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매번 이렇게 엔진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그 뭔가, 뭔가 단계를 깨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앞으로도 엔진분들과 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Wow. 우선 진짜 아 갑자기 아이랜드 생각나네요. 아 아이랜드 막방 생각나네. 진짜 뭔가 신인상 받았을 때보다 더 이, 이거는 진짜 완전 100% 엔진 분들 그러니까더 뭔가 느낌이